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베트남의 커피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커피의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 각각의 품종과 명칭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마시는 이 커피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두의 품종, 생산지, 그리고 첨가물에 따라 그 맛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커피 원두의 종류입니다. 원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이 세계에서 95% 이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원두는 다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의 각 생산 지역에 따라 브라질 산토스, 콜롬비아 슈프리모, 케나 AA 등으로 다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죠. 이 원두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커피를 내리고 그곳의 물과 우유 등의 첨가물에 따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장으로 가서 맥심과 같은 인스턴트 커피로도 만들어집니다. 음... 그럼 커피의 품종부터 메뉴 이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 커피는 아라비카 품종을 이용한 과테말라 안티구아라는 커피로 만든 아메리카노입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베트남의 커피는 위에서 말씀드린 로부스타 품종의 커피가 생산되는 국가입니다. 역사는 1857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전파가 되었는데요. 선교사에 의해 전파된 것 때문인지 초기에는 남부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되었죠. 근래에 들어서는 연평균 170만 톤 정도가 생산되어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2위에 빛나는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로부스타 생산으로만 볼 때는 세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도 중남부 지역의 보온마토에 가게 되면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 지역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온마트옷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이지역의 커피 농장이 무수히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확 시기는 11월에서 2월 사이이고 한 그루의 커피나무당 대략 5에서 60kg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보온마트옷의 커피거리입니다. 약 2분간 어떤 분위기인지 함께 보시죠. 도시 자체가 커피로 유명한 도시라 베트남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가 도로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또한 무수히 많더라고요. 커피의 맛은 좋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 특성상 너무 더운 나라라서 얼음을 넣은 아이스 커피를 자주 찾게 되어 향으로 마시는 커피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베트남의 커피 농장을 인수하여 생산에서 수출까지 해보면 큰 돈을 벌 것 같기에 베트남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커피에 관한 글을 많이 읽어보았으나 커피나무에 열린 커피콩이 한 잔의 커피가 되어 우리에게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커피 메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메리카노에 가장 가까운 맛인 카페와 밀크커피에 가장 가까운 맛인 카페스어가 있는데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대부분 현지 사람들은 얼음을 넣어 마시는데 얼음이라는 단어인 나를 추가하여 카페다와 카페스어다로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 한번 직접 주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페스어다의 경우 우유를 넣는 것이 아닌 우유가 비싼 나라라서 연유를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맛이 강하게 나기에 단 것을 싫어하는 분들께는 카페다를 추천드리고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카페스어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명한 콩카페 그곳에서 개발한 코코넛 과육을 갈아 커피와 믹스한 코코넛 커피 또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콩카페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